어, 일단은 어, 매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상에다 올려놨습니다 예, 공지상에다 올려놨고 어,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제가 그 항상 하는 말이 노폐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고 건물의 유무를 판단을 한다라고 항상 이코리에 말을 했는데 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가 좀더 예, 제가 그걸 미리 좀 사전에 잘 파악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글을 올리도록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다, 한다거나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최종 목적지는 여기입니다. 여기하고 저기입니다. 여기가 메인이에요. 신발 아, 아. 자 여러분 증복기 꽂겠습니다 하나 둘 셋 뚫어 뻥자 증복기 꽂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뭐가 판단하기가 힘들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가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었거든 지금 저 방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어? 뭔 소리야? 빗소리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예? 빗소리하고 헷갈리시면 안돼요 빗소리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와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어? 누구세요? 나오시라고 했습니다. 나오세요. 여기 있습니까? 어 깜짝이야 씨발 누구야? 누구세요 거기? 누구? 어이! 3천원 하지 마세요. 엄마 여기 뭐가 있는데 어? 깜짝이야 씨 하지마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기에 기운이 뻗쳤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어디를 둘러봐도 그러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2층에 있다는 소린데 이 기운이 2층에서 뿜어져 나온 걸 한다면 상당히 센 기운이고 기운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여러분들 오늘 100%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, 망자의 모습이 좀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산 사람에 가까울 정도로 형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여기에 망자인지 다른 망자가 털을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계신 게라우 계신 게라우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뭐야? 아까 불안 켜... 빛반사인가? 빛반사인가? 벼락쳤나 진짜로? 계세요 여기에 어?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러면 잠깐만. 와. 여러분 잠깐만. 잠깐만. 와. 아. 와. 아. 아. 잠깐만. 잠깐만. 와, 스샷 뜬 사람. 스샷 뜬 사람. 여러분들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한데 지금 뭐가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지? 뭐지? 어...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예, 예.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를 합시다 자 자 자 오케이 아니 그만 그만 그만 하시라니까요 그만하지라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만하시라고 했다 야 어딨어 야 어딨어 어딨어 여러분들 분명히 기운은 있습니다.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.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저는 물론 제가 흉가를 갔을 때 전기가 들어온 것도 덜어 있었습니다. 어떤 이 전기 가지고 장난치는 망자들도 있었고 맞습니다. 하지만 요건 좀 시... 그러네. 짐도 없고 유리창도 다 깨져 있는데 불이 들어. 다음 주에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호스피스 뱅동 다음 주 중으로 봐갖고 답사 미리 한, 번 가고 건물이 사라졌는가 뭐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같은 갈게 다음 주에